打我了。 음... 가자. 백설. 야 설아 봐봐 야 설아 설아 기다려봐 설아 설아 아니 저 자식 설아 너 그거 숨기려고 그러지? 기다려봐 엄마한테 줘봐 엄마를 믿어봐 날 믿었냐? 이밥 같은 자식 이게 이제 네 입으로 다시 들어갈 것 같으냐?

없다 고기 없어 백설 고기 어디 갔어? 고기 고기 어디 갔어? 고기가 없어졌네 스트레스! 고기! 고기 어디 갔어? 고기 어디 갔지? 어디 갔어 고기? 있지 아! <laughs> 거기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기다려봐 어.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기 여기 있잖아